那首先，今天是一个很好的契机哈，因为亚洲步道大会成立以来，第一次到台湾来举办，我们也很感谢千里步道协会，呃，能够代表台湾，能够争取到这么好的交流的机会。各位大家まずあの第4回のアジアトレールカンファレンスの開催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あの千里歩道協会さんのご案内いただきまして参加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まあ、私も宮城オルレを活動してるわけですけれどもこうやってアジアのいろんな皆さんと湧いてきてそしてそのトレイル改めにその認識をしてですねまたあの私ももトレイルの素晴らしさも理解できましたし 아, 첫 번째는 이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압력이 높아졌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걷기야말로 자유로운 여행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유로운 여행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고 Uh, we are looking to create just ongo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rails and help foster more mutual understanding provide information, if we can bring people over to Taiwan to experience the trails here, and that's a great thing that the Brew Trail can offer. Is I, think hiking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gives people a, uh, a window to observe nature over many different seasons and many different years. We walk with the uh, local 지역민과 함께 걷고 we walk 어, 포 그린 해가지고 자연을 위해서 걷고 그다음에 위 워크 포 커뮤니티 커뮤니티와 함께 걷고 어, 일단 그 트레일에 관해서는 걷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걷기에 관련된 트레일을 일반인들한테 홍보해서 걷기 매니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 사람들한테 선전을 하고 싶고 홍보를 하고 싶고 I think um, the three words that I would use to describe the organization of this conference was incredibly organized, professional, and thoughtful. this must be, uh, this is such a big event, for them to be helping us with, with planning out which, which uh, for example, which trail would be suitable for our schedule and which, uh, what kinds of accommodations we need getting here. I, we felt very taken care of. えー、私個人的に台湾が大好きで、えー、過去2回もプライベートで来て台北の周りのハイキングコースを歩いたりとかしてましたので今回あの台湾のトレイルをあの歩いてみたいなと思って 歩こうと思いましたこういうすぐそばにいる近い国同士がですねトレイルを通して俺らを通してこういうふうにいい関係がつながること非常に嬉しく思いますのでどうぞこれからも仲良くしていってみんなでトレイル俺らを盛り上げたいと思いますイエーイ